¿En qué se fijan primero ustedes cuando ven a una autora latina? Sí, sí. Chicos coreanos. Hola mis chicas y chicos, bienvenidos y bienvenidas a un nuevo video aquí en mi canal con tu coreana favorita por si no me conoces y estás en este canal por primera vez, yo soy Hanna, soy de Corea del Sur y hago videos en español. Espero que te puedas suscribir aquí en mi canal para que yo pueda ser tu coreana favorita. Bueno, el día de hoy me encuentro en otro lugar, otro ambiente, con unas personitas muy muy especiales. Sí, fue muy difícil de juntar a todos estos chicos hoy, para poder platicar juntos y para poder contarles muchas cositas. De hecho, hace unos días yo les pedí por mi Instagram, por si no me siguen, me pueden encontrar como Hanna Coreana por ahí. Les pedí que me dejaran algunas preguntitas, algunas cosas que quieran saber sobre los chicos. El día de hoy vamos a estar resolviendo todas sus dudas y preguntas sobre los chicos coreanos. Entonces, vamos a empezar. Y antes de eso, vamos a hacer una presentación, ¿no? 자기소개 짧게. 음, 몰라, 매우모 운재. 어, 안녕하세요. 22살 고은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Es el chico más joven de aquí y el más alto. Hola, amigo. Me llamo Iván. 한국 남자의 환상을 심어주러 온 이반이라고 합니다. Hola, me llamo Raúl. Soy tu papacito. Un gusto conocerte. Que durante este video voy a estar como que hablando un poquito de coreano, pero no se preocupen que les voy a estar traduciendo todo. Primero vamos a empezar con algo suavecito, con Algo algo suave. suave, suavecito. Dale, dale. ¿Cómo es Dale, tu dale. ideal?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 아, 당신이. 어디부터 시작? 시작. 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요, 이렇게 한번 띄워주는 게 아니야? 음 Smells like sunshine que tiene una sonrisa muy bonita. 많이 웃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음, 저는 연예인으로 치면은 한예슬. 어. Una mamacita que como tiene buen cuerpo y todo. Pero me gusta música, entonces una persona que pueden... Compartir tus Ajá. gustos. Ah, te, te gusta mucho la música latina. Sí, sí. Entonces una latina. Una latina no importa. Ah, cualquier persona, pero que comparta los gustos músicos y que tenga buen cuerpo. <laughs> La segunda pregunta es, ¿En qué se fijan primero ustedes cuando ven a una, a una chica? Un chico también puede ser, bueno, yo no sé.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아, 좀 밝고. 네, 밝고 긍정적인 사람? 음, 저는 행동 거지? 아 행, 행동 거지 좀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실이 좀 어떤가 음. 좀 학생 주임 같은 La actitud, la, actitud 외적으로. es muy importante. 외적? 외적으로 뭔가 딱정 눈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머리? 아 머리. 머리. 뭐 머리가 짧았으면 좋겠어요. 길었으면 좋겠어뭐 대- 머리 대머리? 아, 요 정도? 음, 너무 길지도 중 않고 음, 좀 거지존이라고 아. 하는데 <laughs> 거지존 좋아하시네. La l i hasta Mm. nalga. <laughs> 컨셉이 확고하시네 <laughs> 알아들을 것 같지? 파파시토, 파파시토잖아. Ok, ok. Le importa mucho la figura, que como que así, Mm. ¿no? Como Coca-Cola. 코카콜라. Pero también importante es como personaje. Super Pero veo personalidad. por primera vez la línea. ¿Qué pasa si la línea es perfecta, pero la personalidad es horrible? Entonces no. No, no va. Ah, ok, muy importante personalidad, por favor, chicos. 나도 Ok. 큐트한 것보다는 섹시한 음. 뭐 그런 스타일. 발음이 섹시한 생- 오늘 좀 신경 쓰셨네요. 섹시한. 좀 섹시한. ¿Cómo son en una relación amorosa? <laughs> 아, 아, 죄송해요. 아아그 질문 아. Perdón, perdón. 네, 네, 올vidé que no dale, dale. Me olvidé, me olvidé. 스페인어 못하는 걸 까먹었어. 좀 이제 이성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좀 어떤 스타일인지 뭐렇게잘 챙겨주고 이런 건지 아니면 막 오다 주웠어 막 이런 스타일인지. 나 좋았어. 어. 완전 헌신적인 스타일. 아 정말요? a él es como que muy, muy detallista, muy sensible, sí, se ve, se nota, ¿no? Muy tierno. Ajá. 제가 연애를 안한지 3년이 넘어서 잘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연애를 더듬어 보자면 3년 전이면 좀 오래되셨네요? 네. 하ce tres años, no se acuerdan muy bien. 여기 있는데 뭐 여기- 여기는 모쏠이래요. 아 진짜?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데? 아 정말? 어. 라티나가 좋아요? 한국 여자가 좋아요? Eso, muchísimas personas han preguntado si prefieren coreana o latina. ¿Cuál prefieres? 동걸 선호하나? 아왜 자꾸 이거 아 이쪽부터 갑시다. 이쪽부터. Para mí la nacionalidad no es importante. No importa. Una mamacita hermosa está bien, pero este caso sí hablo español. Claro, claro. Tú hablas el español. 음. 근데 만약 내가 스페인어를 못한다고 하면 라틴 여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 Claro. 왜냐면 내가 멕시코에서 유학할 때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계속 집중해야 돼. 네. 그게 엄청 피곤한 그런 거야.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느낌이에요. a él sí, no, no, le importa la nacionalidad, pero es porque él habla español, domina el español, pero en caso de que él no hablara el español sería un poco diferente, porque imagínense ustedes, yo sí pienso que el idioma es bastante importante en una relación. u e s t n 비 n 한 질문이긴 n 데 그럼 라틴어에 대해 h 그럼 나도 물어봐야지. 어, 저요? 저, 네. 너는 아닌데, 난 사회자인데? 아, 물어봐야죠. 뭔데, 뭔데? 뭐 한국 남자, 라틴 남자 아 저요? 네 어떤 남자를 더 선호하세요? A mí n importa mucho 검사하세요? <laughs> No importa mucho la nacionalidad tanto pero 옛날에는 오히려 한국인이면 편할 것 같다고 어. 생각을 좀 그렇다고 막 많이 만나본 건 아닌데 얼마? 어, 아니 아니 아, 몇개 국가 만나봤어요? <laughs> Aquí me están difamando, no. O sea, a mí no me importa la nacionalidad, a mí me importa la persona.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치, 그치. 성격이 좀 잘 맞고 저는 좀 말이 많아가지고. 음. Bueno, en conclusión me pregunta, me voltearon el pastel. A ver, ahora sí, regresamos después de un breve descanso. Por favor, <laughs> conce- concentración. <laughs> 아, 오케이. perdón, perdón. concentración, por favor. Ahora, 경제적인 면을 보는지, si se fijan en lo material. Yo sí. Sí, 안떼스 신경 안 썼어요 안떼스 노 근데 지금은 이제 만나면 결혼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también cuando, cada vez que avanza la edad, no digo que, que tú estás, pero cada vez que aumenta uno de edad, tiene que fijarse también en esos aspectos ¿no? económicos. No, no siempre es malo fijarse en eso. Entonces, él, en su caso sí, sí te fijas. 안 쓴다는 거짓말인 것 같아. 근데 이런 건 생각하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랑 Mm. 뭐 저축 습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Oh, oh, chuta. Para él es muy importante la capacidad de esa persona, más que lo material que tiene, porque puedes tener dinero, pero al día siguiente de repente ya no tienes dinero. Entonces, lo que más se fija es a futuro. 돈도 돈이네 좀 열심히 살면은 어차피 돈이 모이기 때문에 아 열심히 살면 굶어 죽진 않는다 음. ¿Qué tan importante es la edad en una relación? 많이 나는 게 좋아 아 많이, 많이 나는 게 좋아요? 음. 위로 아니면 밑? 위로 아 밑으로? 밑으로? 나, 내가 아, 밑으로? 미성년자 미성년자 <laughs> 아니야 그럴 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아, 폴리시아 <laughs> 폴리시아 Prefieren mayores escuchen 저 어떨 것 같아요? 맞춰봐요 안 맞아 안 맞아 동갑 동갑 동갑? 연아? 음 오빠 어 맞췄어 어. 나는 뭔가 아 근데 나 정해져 있진 않고 음. 음. 뭔가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음, 음. 지금은 사실 나이는 별로 그냥 어쨌든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야 음. 아, 아 이게, 이게 이 질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듣고 뭔가 좀 아, 외국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되게 인테레산데 한국은 내가 연애를 하고 있으면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랑 이제 만나고 이러는 거에 사람들 되게 예민해 Muy importante Porque cuando tienes, estás en una relación no puedes salir ya con tus amigos o con tus amigas del otro género así con libertad mm. se molestan de eso, ¿por qué? 예를 들어서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 음. 여자친구 있, 있으세요 지금? 없어요? 아, 어, 아 3년 아 죄송해요 22년 아 22년 죄송해요 세크레토예요 어 세크레토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세크레토 오케이 제가 이러면서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뭐? <laughs> 이러면서 목소리 아니죠? 알고 보니 그 목소리 여자친구가 막 남사친이랑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막 맨날 남사친 만나고 막 이러면 어, 어때요? 안 돼요? Me gusta mucho 아, esa, esa persona porque yo necesito mi tiempo libre 음. 그래야 자기도 그렇게 놀수 있으니까. 본인도. 아, 아. 질투가 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못 할 것 같아요. 그 뭐, 뭐, 하지 말라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그냥 나는 되고 넌 안 돼. 아, 이런 걸 싫어해. 그러니까 너 할 거면 나도 할 거야. 이런 마인드가. 너가 이렇게 남사친 음. 만나고 할 거면 나도 여사친 만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 자긴 그렇게 만나면서 너는 하지 마. 이런 아. 애들. Ah, 그건, 그거는 좀 이기적이죠. Obviamente sí tendría celos, sí sentiría, estaría celoso, pero no hay problema de que salga con amigos. Pero que, que no le exija, como que tú, tú no puedes salir con amigas, pero yo sí. Como que quiere que sea igual para ambos. 어, 어떨 것 같아요? 음, 저는 근데 아무래도 일단 성별을 남자를 만나는 거니까 네. 남자친을 만나는 동안 좀 연락이 잘 되면은 아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 누구 만난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정도만 좀 연락이 좀 중요하다. Bueno chicos, bueno, terminamos. Bueno, ajá, bueno chicos, muchísimas gracias por acompañarnos hasta aquí, hasta el final de este video. Ya terminamos con las preguntitas. De hecho, había muchísimas más preguntas, pero he seleccionado algunas más interesantes. Y espero que les haya gustado mucho, mucho este video de tu coreana favorita conmigo y con estos chicos. 치코 치코. <laughs> <laughs> chicos guapos, especiales, interesantes, divertidos, ajá. Entonces nos vamos a despedir de ustedes aquí hoy y sí, nos vemos muy muy pronto en mi próximo video. Cuídense mucho y los quiero. 그럼 안녕. 안녕. 안녕.